없어요 없어 없어 어 이거 어, 나, 나도 엄청 세 이거 엔딩을 눌러봐. 아니 아니야 서기 버튼 서기 버튼. Команда противника разбита. Миссия выполнена. 아니야 Бомба потеряна. 미드 사운드네 미드. 오케이. 나이스. 어 앞에 앞에 앞에 앞에 앞에 왔어요 절대.